see. I think we're getting into a weird area here. 커를다 해놨는데 이건 옛날에 집 같지가 않아. 무슨 일이야. 여기는 화장실. 그리고 여기가 안방. 안방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고민 중이고 여기가 제 작업방 겸 이렇게 가벽을 세워서 냉장고과장까지 같이 짤 거예요. 아무튼 이런 느낌. 여기는 드레스룸. 열심히 일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현장은 이런 느낌이에요. 어떡해. 내가 나중에 여기서 살게 되다니. Why's it gotta be so complicated? Maybe this love thing's overrated. My feet in the sand, my face in my hands. I know it's my fault cause I never make plans. And now you're telling me you love me and she don't even know me. I'm trying to hang, but Maybe we're too intoxicated Trying to have sober conversation I'm saying I'm fine 유명한 이모션 화이트 그리고 제가 고민 중인 내추럴 스노 비슷한데 이거는 안방 욕실로 할 그로죠 예쁜데? 还在。 myself to